지금 환자분이 많이 불안한 상태세요. 어,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너무 자극은 주지 마세요. 어, 언니, 왔어?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언니 볼 수 있는 건가 보다. 뭐라고 하지 마. 나도, 나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니까. 그만 뭐라고 해. 언니가 들어오라며 같이 살자며 그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해? 난 늘 혼자였어. 이 집에 들어와서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.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건 언니야. 알겠어? 니네치다니 봐. 이렇게 사고를 쳐야 얼굴을 보잖아. 이렇게 날 만나러 한 걸음에 왔잖아. 와서 이렇게 내 눈 바라보면서 말하는데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내가 웬 이웃죠? 근데 근데 내가 바란 건 이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애틋하지 못할 망정 그저 따사로운 눈빛 한 번 다정한 말 한 번 듣고 싶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내가 원망스러워 언니가 언니가 너무도 원망스러. 워 저기 저 흩날리는 게 꽃잎인지 아니면 우리 기억인지 꽃이 핀 꿈속에 어딘가에 하얗게 웃는 언니 얼굴인지 모르겠다.